2020년 11월 26일 여행 3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배시 불빛이 나오나 안 나오나 건물 주위만 돌아갔다고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들어가겠니? 얘들아 여기 저기 누구 있다 얘들아 누구 있어 둘이야 나를 누군가 공격을 할 때 이 안에서 여자 우는 소리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여자 이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 내가 정확히 설명할게 뒤에서 이렇게 내가 훅 들어와 그래갖고 내가 카메라를 넝컸어 멍컸는데 카메라를 바닥에다 넝커버렸어 분명히 여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우는 소리 같은 거를 한게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어, 힘이 좀 셌어요 당신 누구야? 당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당신 나와 나와 당신 나오라겠어 당신 나와 아, 어! 새끼야! 야! 야! 야! 야! 나오라 했어 분명히 시켜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나와 어디 있어 나와 어디 있어 잠깐만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빨리요 빨리 신고해 사람 아니야 귀신이야 해병대 신고해 아! 야 물. 와. 와. 미쳐. 그래 더 움직여 봐. 더 움직여 봐. 더 움직여 봐. 당신. 나 가만히 안 당신 가만히 안 둬. 당신 가만히 안 둬. 아! 어? 어? 어?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와! 아! 아!